아 이게 오벨리스크 깨고 왔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어떡하지? 역사 이렇게 살리면 려 웃기고 어 얘 화염 약간 먹어놓고 주사하고요 아 근데 내 랩이 너무 약해 랩 너무 낮고 이렇게 가야겠네 아 라이드도 빡센데 아, 숫자 시간 없어. 기압인가? 기압은 뭐. 상아 근데 이거 나 혼자 안 풀면 위험할 텐데 보자 보자 마카라카를 쓰 꿈이에요. 아 그랬는데 아니 아 위로 일단 뭐 그래도 잡을건 잡고 몰라 근데 한번 붙여도 잘 써줘도 돼 오, 오, 오, 오, 저 저희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한마리 없다 타로 타졌으니까 물리는 거 올라가서 좀난가워 근데 그래도 모험을 본다면 시키 고지를 끼고 있으면 아 중간에 뜨면 쓰는구나 데카사도 있고 그다음 유리무효도 있어요 각종 모여서 빙결 화염으로 그냥 쳐주면 돼요 이제 뭐 테라 수도 쓰고 표지라도 블럭을 해도 그런 것도 다 기대할 수 있고 야 너무 너무 이건 걱정 그렇죠. 음, 빼자 음. <coughs> 갱도 지나서 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, 왜 이렇게 장이지? 그래서 여기 유심하게 들어갔고 어? 세명 밖에 없어 어? 대충 20개? 아이 자동으로 그럴 때 너무 쉽네 무서워 그래서 뭐, 일단 뭐경도로 가고 일단 사카키가 간 것 같으니까 없어 아 이거 에이시로 다니면 안되겠네 이러면은 <clears throat> 라이트마르 들고 다녀야 되니까는 아 이거 시간 낭비했네 빨리 되돌아가서 아그저 북쪽에 이제 상온에서 군다리 그 와타마 어쩔수있는데 그게 그 귀문의 구슬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저기 저기 해야 되지 않나 그 트럼페터 만났냐 거기서 이제 악마 맡기면 이럴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어차피 지금 와 어, 아, 걸리려나? 아, 걸린다. 아니, 사교육을 간다, 할게. 아, 좀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더 있죠 이제 그러니까. 지금 뭐 레벨이 구애안 받으니까는 아 이거를 사갖고 왔어야 했는데 이제 아삭쿠삭 경도는 그렇게 안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여기든 이제 플랫폼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아, 아 깜짝이야 이제 왼쪽 이제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가운데 에, 네, 저기까지 해서 총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두 번째로 들어가시면은 여기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안 써되긴 도 하는데 여기서 가운데 길만 들어가시면 돼요 뭐 금방 나가서 일단 네. 아 사쿠사님 돌아보고 잘했다 어 이쪽이구나 뭐 <clears throat> 여기는 뭐 3층까지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4층까지인가? 하여튼 뭐 금방이어서 예, 뭐 캘거 있나? 뭐 없겠지? 나오다 뭐 금방 나오거든요 나가고 이제 진행하면 <clears throat> 이제 저긴데그 여기 공원인데 일단은 라이더 두 명 잡고 저기 한 것까지 이제 해뒀으니까 해서 이제 저 다음 화에는 이제 요역이고 네, 사카키 잡고 일단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